다녀왔습니다 할머니 따지 하나만 나이? 에? 하나만 또 나이? 아니 오자마자 하나더라고요 어머今日は久々にハルモニに会いに来ました会いたかったの 놀고 먹고 무슨 무식을 허염샤 잘 살아. 음, 음. 네네네. 병만 하시면 돼요. 아프지만 않면 맞아요. 음. 할머니도. 어? <laughs> 할머니는 됐다. 이제 다 내놔. 아, 네. 할머니 더 젊어진 것 같지 않아? 응. 할머니 더 젊어졌어요, 요즘. 어? 할머니 더 젊어졌어. 아고, 처음. <laughs> 눈이 털어져 버렸죠. 털어져 버렸죠. 음. 어. 건밖에 좋은 거 없다. 로고? 로고? 먹은 거? 뭐? 아니 아니 아니 몸 건강 몸 건강. 야, 할머니 오랜만에 봤으니까 절할까 우리? 절? 절 한번 해야지 그래도. 할머니 오랜만에 봤으니까. 절하는 것도 이게. 아 그래도 <laughs> 할머니. 우리 새끼도 잘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몸 건강하세요. 음, 음. 오래오래 따지 하나만 나이? 하나만 또 나이? 하나만 하나만 더나라고 오자마자? 아니고 아니 오자마자 하나 더라고요? 아, 인사하자마자 하나만 더 나이 따지 하나만 나이 나는 좀좀 심심히 만다게 저는 조각도 두개 내야지 빵 하나 배 크고 통하게. 자 우리 할머니 아이고 우리 수강이 어떤 일만 하시더라. 아이고. 아. 저 음, 음. 아이고 나다. 나 떨. No. 나 떨려. 일본어로 뭐예요? 나또? 나또잖아요. <laughs> 나또잖아요. 딸. 어, 딸, 딸. 응. 아이고 나 딸. 아이고 나 새끼. 새끼. 아. 무스메? 응. 무스 그걸 모르겠네. 니온고대. <laughs> 니온고대. <laughs> 관절. <laughs> 관절 운동. 어, 잘했죠. 잘했죠. 빵. 우리는 그때 그냥 학교에서 그 책에 배운 거 조금씩 건건하게 잘못 터지게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너무 뭐 가상으로 쌍뭐 내상 내상 그것뿐이지 하고 일로 성시로 닦아야 마요 뭐 음... 자, 둘이 한번 사진 찍을까? 응 아이고 이것들 어디로 나가시고 자 하나 꼬마시러 겨우 꼬마시러 자 립스틱? 립스틱? 립? 응. 립 여기 어디 있어? 이거 할머 아, 이봐. 아, 립스틱? 립스틱 바른 줄 알았어, 할머니. 하나, 둘, 셋. 셋. 뭐 마주 보고 보자. 하나, 하나, 둘. 밑에 뭐, 메가네가 오픈으니 메가 하나, 전에 네, 음. 사진관에서 저 신사나 이런 집에 갈 거구나 빵! 아니 신사에 안갈 거. 너들 생길이 조그맣던가 먹어봐. 형님? 생길이 무수 썰은 말려온 거. 무수 썰? 무? 무 말려놓은 거? 응. 아. 이거 근데 알, 알. 우리가 줘야 돼. 나중에 나중에. <laughs> 나중에. 나중에. 알. 할머니 아직 몰라 이거. 빙. 네, 세상에. 이거 하나 먹어. 어, 이거 하나 하나 먹어. 하나 먹어. 하나 먹어. 그걸 빼앗다. 무슨 하영을 뭐 빼앗다. 다가야 바상이면 가르시 가나시로 상이요. 그자 일로 그거 줘야. 응, 응, 응. 경호원 이거 가정감 너네 아들 지금 우리도 먹고 가요 우리 바나나 이만큼 있어 지금 음. 너무 많아 둘리가 싸그마랑 네 응, 어, 싸우면 안 돼요 둘리가 웃으면서 살아야지 헛들어가면 커버려 맞아요 싸우지 않으실 거요 응? 어머니네 싸우지 않아요 응 응, 응. 우리 안 싸우지 할머니 약속 안 싸울게요. 어? 어? 아이 싸울 거야. 야, 희돌이 오면 어떤 거는 약속? 그것도 못해. 혼나지 뭐. 오케이. 응. 아이고 아이고 할망 이 말도 못하고. 희돌이 우리는 한 명을 더 낳아야 돼? 심심하다. 외로워 외로워. 로한이가? 응. 응. 어머니도 노아리도 왜, 왜 봐? 난, 나 외로우고 싶은데. 어? 좋기는 좋지. 그래도 있어야지. 응. 빵! 음, 음. 로한이 하나만 있어도 너무 바쁜데 할머니? 무시가 바빠. 어떻게 무시라 여유가 없어 할머니. 응? 여유가 없어 삶의 여유가. 빵! 돌려서 가능하나이? 가능하나? 가 <laughs> <laughs> 유카 오랜만에 보니까 더 예뻐졌어? 어때? 응, 음, 예뻐졌어 음, 어. 지금도 크고 What? 지, 키가 컸어 키가 키 컸어? 컸어요? 어 진짜요? 응. 어, 지금 키 커가지고 이제 138 돼가지고 음, 38. 응, 아니에요 많이 컸지 이 정도면 아니에요 <laughs> 유카 처음 봤을 때 어땠어 할머니? 그땐 동안 협의했지. 네. 이게 컸죠. 일본 가 있을 동안 응. 우리 보고 싶었어 할머니? 어, 그때요. No. 그러면 어떤 걸 거라? 일본 가살 거라? 한국 살 거라? 어떻게 할까? 할머니가 결정해줘. 일본 가 우리 나갔네 음. 뭐 음.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아, 버지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야. 신사님 너집 있잖아. 신사님 어머니 아버지 있잖아. 그 어머니 아버지 뭐몇 년이나 사나 겨. 130까지 살것 같은데 뭐. 네. 나랑 나랑 같이 갈것 같은데. 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신데 내가 네, 쫓겨낼 아, 예. 순 없잖아. 그것도 아니야. 가그렇 할순 없잖아. 근데 거기서 우리 뭐 해, 할머니? 그러니까 키위 할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키위 할래? 도시의 삶이 무식을 낸 사람. 우리? 아. 비제. 음. 탑하면 어때요? 아나운서 빌 나요? 음. 우리 일본에서 더 사업 페어 할머니 음. 일본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한국 거를 어, 떨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 한국 옷을 입어? 요즘은 좋아요 할머니 옛날이랑 틀려 어. 어. 오지 하나네 그냥 어멍 아시 밀리고 밀려지 아이고 아이고 어머맛씨이 한국 기자는 일단 죽어버렸죠. 다 일본에서. 빵! 어. 음. 음. 사람들이? 음, 음. 어. 알아들어? 와까리마스까? 아이. <laughs> 네. 네. <laughs> 나 결혼하기 전에 응, 응. 일본인인 줄 몰랐었잖아 처음에는 어, 어. 어, 어 땠어요 요새 다 경험 사람 새들 일간지 하는 사람은 간돈 많이 벌어놓은 밥도 사고 막 건디 간지 하는 사람은 가도 놀면 게 근데 공장 일을 해야 하는데 공장 일도 하면 장기를 물려갑니까 돈을 물려보니까 그러고 나도 아 장가를 어려옵니까? 잘, 잘 결혼 잘했어 나? 음, 잘 어. 결혼 싹 바람만 사면 돼요 다들 너 그거 집안 안 된다 고작 고작 그거 고작 고작 고작 고작 그거 안 돼요 고작 고작 음. 음. 그렇지 아들 나보다 뒤에서 이게 그럼 이제 하나 더안 나오고요? 아이 약속 약속 기도려 오면 아, 아, 아 <laughs> 오자마자 옛날라고할아버 또래 오자마자? 아이쌤님 <laughs> 애도 낳고 우동이 낳았는데 또 하나 더 넣고 또 하나 넣고 혜민이 유카가 예뻐 내가 예뻐? 어때 누가 예뻐? <laughs> 알겠어. 다다 이쁜 거에 무시어 던진데 이제 이쁘지 않으면 보내고 이렇게 야 응, 보내야지. 이쁘지 않으면 못 살아. 한국에서 못 살아 할머니. 이쁘지 않으면 못 데려왔지. 내 루카 루카 루카 결혼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 봤어 나는 예쁜 사람 다 와가지고 음. 음.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 만났고 자기랑으로 거의 아주 놈, 놈이 부하에 달려 강 시간 되면 그딘 일 해도 그건 그건 뭐 너네들 몸 건강 그냥 자기 먹당 남은 걸 새끼 주는 거 알아들었어? 새끼? 새끼 주는 거 응, 이 새끼야 어? 먹당 남은 음. 자 가자 가자 가보자 한번 예. 아니 아니 우리 와이프 몸매 어때? 아이 곱다가 <laughs>